영상살기 시작 3월 10일 영상일기 어, 난 짐도 안 풀고 이렇게 영상이 촬영한 이유는 오늘 휴가가 생겨가지고 집에 가서 푹 쉬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기쁜 게 100일이기도 하고 엔진분들이랑 그래서 V앱 차, V앱도 같이 하고 이제 재밌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도 보고 형도 보고 2시 날이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다 아 그리고 형은 휴가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딱 좋은 타이밍에 형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얘기도 많이 할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그렇게 길게 적지 않을 건데 어 왜냐면 이제 뭐 휴일이니까 그냥 뭔가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보낼 것 같다 물론 시간은 좀 늦긴 했는데 지금 아, 어, 한 12시? 12시에서 1시쯤 됐는데 그래서 그냥 음, 아마 내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니까 오늘 하루 동안 되게 알찬 시간을 보낼 것 같다. 사실은 말하나 말하지 말하진 않았지만 뭔가 연습도 있고 여러 가지 스케줄을 보내다 보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뭔가 보이지 않는 피로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일단 좀 정리하고 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특히 몸이 살짝 아픈데도 좀 많이 생기고 좀 음,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혼자 스트레칭도 하고 하면서 풀고 뭔가 심적으로도 되게 그래도 뭔가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풀면서 어 이번 휴가를 그렇게 쓸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원래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임도 되게 많이 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내가 평소에 못 느꼈던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낼 예정이다. 그리고 오늘 100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하고 하자면은 정말 짧게 얘기하자면 어, 엔진 분들께 너무 너무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 내가 데뷔를 하기 전에는 어, 많은 아이돌 선배님들이 이제 팬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팬분들을 팬분들께 그런 애정을 표시하실 때 어, 정말 그런 그런 존재일까라는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이렇게 데뷔를 하고 나니까 정말 내내 음, 내 음악과 내 퍼포먼스를 보여 보여주는데 그걸 봐주는 사람이고 그거를 어, 또 우리들에게 무한한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 나 또한 그런 팬분들께 그런 존재가 된 그런 존재 어,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되게 많이 어,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. 그래서 100일 정도가 벌써 됐는데 그간 돌이켜 봤을 때 많은 어, 엔진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나는 뭔가 많이 봐왔으니까 그런 감사함을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. V앱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뭔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만한 그런 희승 그리고 엔이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. 아무튼 그래서 푹 쉬고 다음 앨범 잘 준비해가지고 다시 엔진분들을 찾아뵐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 영상이 끝 제일 고올게요